啊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이것도 이것보다 잘 잘라주겠다 you. 한번 갈라서 고루 축 펴지게 이렇게 우와 우와 딱. 어 대박 진짜 육포 같아 우와 우와 대박 어? 와 대박 파는 것 같아 진짜? 응와와 와. 진짜 맛있어? 응와 방건조 방건조 오징어야 구워 먹어도 대박이겠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조금 하고또 아, 이거 너무 마늘육까지 451.6좀 떼먹었으니까는 500 500 그러면 5만원치 5만원칩니다